오늘은 이 강석쿠크리로 한번 초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, 손으로 한 바퀴 이상 넘어가는 나무인데 몇 번에 잘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15번에 잘렸습니다 이 정도로 두꺼운 나무인데 뭐이 정도면 성능은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